공개된다고? 이제 노래가 공개될 거예요. 미쳤다 미쳤다. 그래 네, 멜론에도 공개돼요? 오 뭐야? 와 뭐야 뭐야? 아, <laughs> 나네. 오 뭐야 뭐야 뭐야? 오. 오. 뭐, 뭐, 야 오늘 뭐야? 오! 와, 뭐야, 나무 나오네? 뭐, 뭐야, 뭐야? 와! 영상 확실히 다 나온다. 와, 댄먼스. 오, 뭐야. 어. 오. 오 오, 나이스. 와 저게 저게 나오는 거야 우 와! 야 처음부터 한번 나 처음 못 처음부터 봤어. 해야지. 형 이거 너 봤어 이거 뷰? 봤어? 한 번씩 같이 볼래? 대박이야. 진짜예요? 응. <laughs> 언제 나왔어요? 어 오늘 나와 이제 <laughs> 오. 커 콧물을 맛있는 장면도 진짜 맛있는 것같으면 막상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와 이거 와. 맨. 네. 와. 와. 멋있네. 어.